베스트백 네,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짝짝짝네 그럼 홈런, 홈런 응원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홈런 Bye. 멈추리지 말고 어깨 펴 파이팅 하세요.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